내가 네 지나란 포켓몬과 트레이너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진화를 뛰어넘는 진화이며 포켓몬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제 힘을 발휘하는 대단한 현상 no. 그런 건 필요 없다 방금 잡은 포켓몬도 메가 네 지나를알수 있으며 친밀도가 0이라도 가능한